밤하늘의 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를 비추며 수다를 떨지요 모두가 잠든 밤 까맣고 하얀 밤 늦었던 기억에요 마법을 기다리 어떤 밤이었으니까요 너무도 서글픈 역사의 이야기 하루가 가고 그리고 또 하루 고장난 시계는 까맣게 남아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